怎么给它拆了？ 아 맛있다 맛있다 <laughs> 맛있다 야 오렌지 먹는 건 좋고 나랑 뽀뽀하는 건 싫어?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공짜 공짜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<laughs> 꼼지 표정 근데 지금 안 쪘죠? 어, 잠깐만. 잠깐만. 다음 참참 빡! 얘좀 패주하고 보는 것 같다고? 어, 엄마 괴롭혔어. 음, 식아 어, 엄마 싫어. 음. 엄마 싫어. 아유, 엄마 싫어. 엄마는 맨날 괴롭히기만 하지. 키워봤자, 키워봤자 소용이 없어. 5년 동안 키웠는데. 음. 고작 1년 키워준 아빠한테 지금 거의 그래도 오, 오. 엄마가 또 괴롭혀 말 좀해 음. 기분 좋아 지 맨날 내가 괴롭히면 오빠한테 도움 청한다니까 버튼 도와줘 이러면서 어 가지마 <laughs> 알았어 대신 <laughs> 내 눈 슬슬 피한다 천사소녀 까꿍 오늘 밤 12시 너의 뼈다귀를 훔쳐가겠다 뭐야? 훔침 당했어. 방금 뭐가 지나간 거지? 뭐야? 방금 궤도 꽁지 아니야 이거? 안녕. 난 궤도 꽁지. 오늘 밤 오늘 밤 12시 너의 뼈사귀를 가져가겠다. 제, 제일 큰 피해자. 따뜻님, 따뜻님 뼈다귀를 뼈다귀를 눈 뜨고 눈 뜨고 빼앗겼는데 심정이 어떠신가요? 괜찮아 잘 될 거야 따뜻야 삐졌어? 삐졌어? 달래더라고야 어디가? 야 내가 달래줄게 가지 말아봐 따뚜야 따뚜야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미안해 정말 정말 내가 잘못했어 따뚜야 내 사과를 받아줘 따뚜야 미안해 내 사과를 받아줘 이제는 편하게 안 웃을게 제발 제발 날도못 가지마 아, 다트야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엄마가 날 못하고 날, 날 버리고 가지마 안돼 엄마를 버리고 가지마 엄마는 따뜻밖에 없대 안돼 엄마가 엄마가 너무너무 잘못했어 엄마가 절대로 너의 뼈다귀를 더 이상 훔치지 않을게 엄마는 엄마는 너무너무 후회하고 있어 엄마가 반성하고 있단가 다들 A few moments later 저기요 저기요 어, 반응이라도 해주셔야죠 허석키씨허석키씨왜 망부석처럼 서 계셨나요? 모씨가 <laughs> 답이라고? 그렇다고 이렇게 서 계시는 거 여기요 아아아아 아, 아. 아, 아. 어째 엄마 사과 받아주기로 한 거야 그래서? 사과 받아줘 어째 엄마 사과 받아주는 거야? 살다 타투와 주인은 그후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.